哇。 이거 어떡하냐? 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재난영화야 앞이 안 보여 好冷，너무추워 혼자 또 그. 진짜 진짜 감자 또하나 왔어? 옳지 빨리 갖고 갖고 엄마 손에 손에 빨리 가져와 엄마 손에 엄마 손에 갖고 오세요 갖고 손에 스노우 옳지 옳지 옳지 옳지 하이 가져오세요 옳지 옳지 옳지 갖고 아빠도 손에 손에 손에 손에 손에 손에 나무 세웠어 아야 나무 가져